땅콩이 엄마 김봄이에요 저는 땅콩이 아빠 주한진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두 살 조금 넘은 땅콩 김땅콩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남자예요 <laughs> 사실 저희는 캠핑 많이 다닌 건 아니고 이제 막 입문하게 된 초보 캠핑? 초보 캠핑런데 이번이 네 번째 캠핑이라 가지고 조금 더 장비도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캠핑을 오게 됐어요.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힐링하러 왔어요. 저는 이런 카페 안에 또 캠핑할 수 있는 이런 걸 또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시설이또 카페도 즐기면서 강아지랑 같이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사람은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런 공간들이 되게 소중하고 저희한테는 가족이니까 <laughs> 같이 놀고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았고 이런 공간이 부산에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, 오늘 되게 즐거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해서 너무 지금 되게 지친 거예요 재밌게 놀면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지친다고요 <laughs> 오늘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중간중간 싱크도 맞아